여기 보세요 어 여기도 수달 있어 안녕하세요. 시간 진짜 곳곳에 다 있다 하나씩 신기하다 이것도 수달이네? 어, 디테일 장난 아니다. 와. 어 여기도 수달 있어. <laughs> 귀여워. you